하세요. 잘한다. 좀. 필. 와. 끝. 나이스. 근데 네, 네, 왜 이렇게 잘해요? 와. 님, 한 판만 더 하실래요? 한 판 더 하자는데. 안 돼. Nope. <laughs>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아하야 아이고 까비 아깝소잉 이런 사람 찾고 있었다고 아이고, 아이고. 좋아요와 구독 아이고. 아노가 마흔 독에 깨비 아깝더라 아, 뭐, 죠 마흔 독에 까비 아깝성이? 뭐소리 없다. 미안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어 반갑습니다. 어디 가실래요? 날아가겠습니다. 얼마나 하세요? 1인분? 아 1인분. 제가 3인분 하니까 1인분만 하세요. 오케이. 양가까지 다 해결해 드립니다. 와. 깔끔하게 1인분만 하세요. 네, 파이팅. 같은 데 떨어져야 돼 높이로 땡겨서. 아, 네. 혹시 무서워서 저한테 와달라고 한 거 아니죠? 아, no no no no no no no no 여기 여기 팀 팀의 총. 가면 돼요? 아... 진짜로 real 총이 없어요 총 가져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려줘야 될거 아니야 3인분 3인분 하는 사람 어디 갔어 아 아파라 작은 몽구님 11개 감사합니다 1은 뭐요? 몽구님 감사합니다 아니 3인분 하시는 분 어디 갔습니까? 지금 저 혼자 여기 버려두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<laughs> 아니 3인분 하시는 분이 아아아 아 아. 아, 아, 오케이 여보님 네 3인분 할기 어 맞았어 <laughs> 아 걸뻔님 네네네 2인분 할게요 2인분 아니요 아니요 3인분 해주세요 3인분 하는 것 때문에 저 같이, 같이 하게 눌렀는데 아, 알겠습니다 걸뻔님 제가 그 오더 들을게요 제가 아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1인분하고 님 3인분 하시는데 방금 싸우는 거 보니까 제가 오더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옆에서 야무지게 서포터 섹시 몽고 보여드릴게요 아 서포터 별로 네. 안 좋은 저 약간 저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약간 뭐 이제 리드해주는 남자 좋아해서 아 그래요? 제가 좀 리드 좀 해봐도 돼요 그러면? 그럼요 저는 똑같이 1번 핀 집에 내릴게요 그러면은 좀 가오상하니까 제가 2번 떨어져서 각자 정리하는 걸로 갑니다 오케이 네. 그럼 뭐 치킨 미션 있으세요? 제가 미션 좀 그 매겨드릴 수 있는데 지금 <laughs> 아니요 아직 없어요 나 네, 유튜브 각 뽑으러 왔다가 아안 그래도 그 유튜브 한번 봤거든요. 저 모르시는 거 같아요. 음, 그걸 보지 말아요 제가. 유튜브 안본것 같은데. 아 봤다니까요. <laughs> 뭐 물어봤는지 아... 안 물어볼게요. 모르실 것 같으니까. 한팀 그, 쪽에다 떨어지는데요. 세 명? 저쪽에 하나. 어, 총 없으면 안 되는데. 상황이 어떻게 돼요? 상황이, 상황이. 저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실 사실 저 무서워요 저저 어, 언제 와주실 거예요? 잠깐만 저기 와주시면 안 돼요 제 쪽에 세 명이 두명 그쪽이 1대1 아니에요? 제가요 제가요 제가요 거기 정리하고 오세요 저 얘네 아, 푸시 안 해요 화이팅 정리를 못하겠어요 아, 이 새끼 존버예요 저도 존버 지붕이 올라가 아니 아니 아아 아. 몽구님 2인분 하시는 몽구님 블랙워크인데 여러분들 지금 블랙워크 방송 중인가요? 복수까지 하라고 했다. 와, 와. 확실히 깔끔합니다. 아, 확실히 깔끔합니다. <laughs> 저 친구까지만 어. 잡고 와 많이 많이 떨어지네. 아, 이런 이런 부끄, 부끄러운 소리를 아. 어디 갔죠? 옥상. 오, 오, 오. 아 저기 머리가 아니었네요. 저 머린 줄 알았어. 어디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? 저기. 아 저기 있구나. 네. 와, 와 끝났다. 봤죠? 거 보여줬다 이제 도망칠까? 아이 살아있네 아 진짜로 잘하죠? 아니 또 살려서 말이 안되겠다 이거 목렉 워크 보여줘야겠다 이거 1600시간 1700시간의 자존심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우리가 이 부트캠프로 진입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부캠, 파이난 그리고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내려오는 라인 타컷 어, 타컷 나이스 개컷 개컷 나이스